안녕하세요. 벌써 입춘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날씨가 춥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얼어붙어 있지만 이 조그만 아이의 짧은 영상을 보시고 소소하게나마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레이의 촉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묘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함께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된 아기 고양이 레이입니다. 순하고 장난기 많은 똥꼬발랄 아이이죠.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크고 제 작은 한 손에 몸의 대부분이 들어올 만큼 아주 작고 갸냘픈 아이입니다. 손과 발에 보이는 핑크 젤리는 몰캉몰캉하며 많이 따뜻합니다. 이런 젤리를 보면 나의 입술에 살짝 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레이의 보송보송한 털과 그 속에 비추어지는 선분홍빛 피부는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나이코를 아기 고양이 뱃속에 살포시 파묻혀 보기도 합니다. 나이 볼에 닿는 아기 고양이의 털은 극세사처럼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한 배는 마치 폭신한 소미불에 얼굴을 맞대는 느낌이죠. 아, 아, 아. 이 말은 물어. 음, 때로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